이야 가슴에 남아 사에서 끝났어요 지금 떠나지도 못한 채또 길을 멈추네 예. 우리 사랑했던 그 추억만은 잊지 말아요 내 맘에 영원히 남아 날 기쁘게 해줘요 하와! 요! 예! 요! 모든 게 어색했어 너와 처음 밥을 먹을 때 우리가의 모두 가수저를 입에 넣을 땐신경했어이것도 함께 걸을 땐 발을 맞춰야 될지 어깨를 감싸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오 은호 지금 옆에서 놀랬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나의 뒤에 쫓아오듯 따라오는 너를 위해 조금 느리게 걸어주며 사랑은 시작됐지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예. 예,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또 길을 멈추네 음,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요. 그 너무 매력이 있다 진짜. 소리 질러!